썸 타는 남자 얼굴을 보여줄게 이 사람이야 보여? 잘생겼어요 오 수아가 보기에는? 못생겼어? 누나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외면으로 봤을 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것 진짜로 모르잖아요 얘기를 해보면 알 수 있을까? 근데 서로의 특징 이런 걸알수 있겠죠 뭐라고 처음 인사를 해볼까? 헬로? 안녕하세요 저는 몇 아, 살? 네. 음? 혹시 어떤 스타일인 여자를 좋아하나요? 그렇게 막, 막 해? 막, 그, 아, 그럴까?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나요? 이렇게? 감자? <laughs> 아이고. 이 소리가 뭐예요? 어, 갑자, 갑자기? 갑자기요? 그, 뭐라고 그럴까, 그러면? 저는 당신에게 썸을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네. 뭐 하시나요? 촬영하고 있습니다. <laughs> 영화 티켓을 예매하려고 인터넷에 들어갔습니다. 뭐 어떤 거? 터미네이터 다크페스나 그럼 누구랑 봐? 어차피 제 친구가 보려고 했는데 제 친구 동생이 감기에 걸려서 당신과 보죠 뭐. <laughs> 아, 그, 거 그렇게 해볼까? 그쵸? 영화 티켓을 응. 친구랑, 친구랑 보려고? 보려고 했는데 응. 친구의 동생이 감기에 걸려 <gasps> 감기에 걸려서 <laughs> 조용히 하세요 감기에 걸려서 어 감기에 걸려서 당신 가보죠 뭐 당신이라고 해야 돼? 당신이라고 하죠. 알겠어 당신과 어? 오늘 데이트를 대, 대놓고? 데이트를 <laughs> 네, 네, 네, 신청합니다 신청합니다 그 다음 이거 느낌표? 응, 느낌표. 보내요. 보냈어. 거침없이 해야죠. <laughs> 뭐라고 보냈어요? 진짜 알아? 번역기 돌리셨어요? 번역기가 뭔지 알아? 그 번역기요? 그 외국말로 녹음을 하면은 그게 어. 한국말로 보내. 어 맞아. 그만큼 우리가 너무 딱딱하게 보냈나 봐. 아니요. 아니요. 뭐 보시는지 일단 들어보고 결정할게요. 겨울왕국 2. 일을 안 봤대. 아니면 어. 겨울왕국 어. 1을 먼저 보자요. 어디서? 1은 그 영화관에서 끝났는데? 그냥 1이 넘어가자 아, 그냥 보지 말자고? 네. <laughs> 패스하자요. 아담스 패밀리? 왜 너네 보고 싶은 걸 봐? 일단 남자는 그런 걸 좋아하고요. 뭐 이거 좋아해? 네. 그치. 아니면 당신 뭘 좋아하나요? 어떤 장르를 좋아하는지? 당신 뭘 봤나요? 근데 계속 내 누나만 계속 물어보는 거 아니야? 연애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물어보고 주고받고. 이거 나만 물어보는데? 응? 어? 저도 뭐 하나 물어볼게요. 이런 남자는 못 만난다 싶은 거 있나요? 어떤 남자를 만나면 안될것 같아?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다 그냥 술도 뭐 안... 어. 그리고 여자의 상의 기분을 잘 알아주고 자기가 잘 맞춰주는 술 안 마시고 담 안, 피는 사람?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누, 근데 누나 술 좋아하는데? 술? 허? 아니 아니 알겠어요 알겠어아 그럼 술은 둘이 같이 마시시고 응. 네. 담배 안 피고 담배 안 피고 여자한테 잘 대해주고 여자한테 어떻게 잘 대해줘? 친절하게 친절하게 어, 그리고 마음이 딱딱 맞는 그런 친절하게 안 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 사람 못 만나요. 뭐, 물어봤어? 다행히 저는 아니에요. 미인이라는데? 누나 미인인 것 같아? 네, 그렇게. 어? 네. 눈 보, 눈을 안 본다, 네, 너? 네, 네. <laughs> 눈을 피한다? 안 오는데? 아, 잠깐만요. 알겠어. 여기에서 좀 멈춰 있다가 2분 더 고민할 시간을 주자고 알겠어. 네. 혹시 궁금하신 것도 없어요? 아, 정해 뭐, 뭐, 뭐, 뭐. 우리 상의하고 보내볼까? 같이 키랑, 셋이? 키랑 나이는 어. 떻게 되나요? 근데 여기에 있어. 키가 176이고 음. 나이가 25살이래. 그러면 누나보다 한 살이 더 많아. 오, 그러면은 그러면 결 오빠네요. 어, 오빠예요. 무슨 직업이신가요? 무슨 직업이신가요? 음? 보냈어. 프리랜서. 프리랜서가 뭐예요? 여기에서 아는 사람. 프리랜서가 뭐냐면 일을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야 맨날 맨날 출근 안 해도 돼 맞죠? <laughs>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물어볼까? 뭐 하고 계시나요? 저녁을 혼자 먹기 싫어서 같이 먹을 사람 찾고 있어요 찾고 있었어요? 어? 알겠다 왜? 잘 됐네 뭐가 잘 됐어? 잘 됐네 잘 됐네 <laughs> 잘 됐네 먹으면서 데이트를 나누자요 하면 오. 어. 네 알겠어요 하면 오. 어. 만나는 거야? 네 우리 8시에 만나서 8시에 만나나? 수야 오빠 좀 말려봐 오빠 정신 차려 오빠 정신 차려 어때? 수아 보기엔? 그럼 잘 됐네요 저도 영화 볼 사람이 없어서 찾고 있었는데 고고? 고고? 데이트 신청이네 네! 아직 너무 모르는 게 오. 어. 서로 많은데 음. 만나서 얘기할까요? 어! 없이 커피벤 커피벤이 어디야? 있어요 커피 있어? 어. <laughs> 커피 빈이었구나 아, 너무 너무 어. <laughs> 맞아요 이건 아직 아직 만나지도 않는데 차는 봐봐 어, 뭐 하트 못 내잖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알겠습 알겠습니다 하트 너도 또 보내 하트를? 아이고 야 잠깐만 하트 깨진 건 보내지 마 어, 나는 이렇게 마음이 크지 않은데 소아야 응. 어. 아니요 여, 여기 있는 것도 다 보내 여기 있는 것도 사랑이 넘치네 네곧 뵐게요 아싸 오케이 드디 이제 그만 카톡 하자요 그만하자 그래? 내가 용기를 내서 보낼 수 있게 됐어. 음. 그래서 만나게 된 것 같아. 8시 언제 되지? 8시? 그래, 8시 금방 될, 금방 될 거야. 어떻게 너 잘할 수 있을까? 네. 네. 파이팅! 네. 이따 8시에 파이팅. 다녀오세요. 하이파이브!